왠디왠디 바람 왠디 바람 나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랜디 어이구 아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파 괜찮아졌어 갑자기? 간식 한 번 먹더니